我是分享人小裴，今天我来到了新塘洞的炒年糕街来探访最近在韩国非常热播的美食节目《白中原的三大天王》里介绍过的辣炒鸡爪店哦。据说呢，这个辣炒鸡爪呢非常辣，所以我找了一位朋友和我一起来挑战哦。你好，听友。你好，听友。大家好，我是郑龙超。你是不是非常能吃辣的呢？아니요저매운거잘못먹어요 怎么会据说韩国人都很能吃辣的呀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다 매운 거 잘 먹지 못해요. 네. 那怎么办呢？据说这家店呢非常辣，我们两个待会怎么吃啊？嗯，只能期待它很好吃，我们俩又能忍受得了。 누나 이거 뭐예요? 이거 위 무고제 아, 먹기 전에 매우니까 섭수르지 말라고. 맛이 없어. 走吧一起吃一下 뭐 하시는 거예요? 닭발 젓는 거예요. 아, 닭발 젓는 거예요? 네. 이 저거, 그, 요 이제 시켜야지. 하 하루에 먹으 저녁에 팔아야 돼. 진짜 매워 보이는 거 就说新塘洞呢是以炒年糕而闻名的，所以这家店呢它也卖炒年糕，呃，但是这个辣鸡爪呢现在更好吃更有名，已经成为他们家的招牌菜了。我们尝一下吧。没有没有。你韩文是能聊？对对。你能说会聊。嗯。嗯。嗯。 <laughs> 嗯。嗯。嗯。 근데 좀 약간 네, 매, 매워요. 저거 매워요. 저거 매워요. 어. 刚尝的时候呢，有一点辣，不知道吃着吃着会不会更辣了。现在还可以忍受。 영숙이 이미 지금 매워하고 있는데. 어, 목, 목, 이렇게 삼켰는데 고춧가루가 목금 딱 걸리니까 매운데? 아, 매운데였어. 먹어볼까요? 음, 먹을만한데? 不是很辣呀，还可以，嗯，挺好吃。난 매운데 이걸 먹을,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맛있는데? 적당히 맵고 달고 달고? 아 달아서? 因为它煮的很烂所以入口即化的오 맵다. 와 색깔 색깔 봐요. 색깔 이게 이게 맵다고요? 이게 엄청 달라요. 고춧가루 이런 게많 들어가. 네,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색깔 자체도 누나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알았어요. 아 진짜 뭐 원인 먹는 거 아니라고 해서. <laughs> 아 누나. 아 영상에도 먹고. 맞아 맞아. 아 저도 먹을 거예요. 누나. 太辣了，太辣了。 거기로 들어가면 맨날 말이아 저는 잘못 먹기 때문에 멘붕 붙여야 돼요. 아 진짜 내 것보다 더 작네. 잠깐. 어 아, 너무 너무 <laughs> 너무 약간. 땡기지 못 살, 땡기지 못 살겠어. 我刚才吃了一个这个以后，再回过头来吃这个以后，发现它也很辣。 뭐 땀났잖아요 지금 코에 그 콧물 나고 근데 이게 더 맛있어서 이게 더 유명해졌어 이집 아 이제 한번 떡볶이를 먹어볼까요? 빨리 먹어봐요 맛있는 명욱이도 뭐. 너무 그냥 찍어 먹어도 되고. 여러분 나왔어. 아, 큰일 났네. 이것도 매워, 매워 보이네. <laughs> <laughs> 지금 혀가, 혀에 마비가 온 것 같아. 좀 쫄아서 그렇지? 맛은 있냐? 고마워. 음. 별로? 맛 없어? 근데 중에는 딱 이렇게 매, 이런 매, 네, 빨간 매운건 안 하고 이걸로 하죠. 그 아. 하얗게 되게 매워요. 그것도 엄청 매워요. 소양 고추처럼 그런 매운 고추랑 그리고 소금물에 담근 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손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손금이 선명하게 보이죠 음, 손금이 안, 안 보이는데 아. 저는 그게 다 보여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더 매운 거 많이 먹잖아요 원래 매운 거 여자들이 잘 먹는데 아, 뭔 뭐... 아, 큰일 났네. 피부 관리 좀 하고 오거라. 아, 진짜. 아, 진짜. 哦，可惜。吃完了以后呢，还可以炒饭吃哦。农무열심으로너무나왔是요와맛있겠다 <laughs> 이제볶음밥을먹어볼까 <laughs> 他们说呢，一般做好炒完饭上来以后呢，再用你的微火再热一会儿，然后把它。 最下面一层呢，变得有一点像锅巴，做成一做一点锅巴，据说吃起来更好吃一点。有，炒锅巴玩手。 <laughs> 他们说，炒炒鸡辣，炒鸡爪太辣了，所以用嗯炒年糕的汤汁来做的炒饭，所以有甜嗯酱油的甜味儿。 好像今天的鸡爪都是我吃的。今天我选的是普通辣的，所以不是很辣。嗯，喜欢吃辣的朋友呢，不要忘记和老板说你要吃最辣的哟，那老板会给你上来超级辣的辣鸡爪。 啊，这个垃圾爪吃完了以后呢，可以像炒年糕一样，要一些炒年糕里边的东西继续煮着吃。但今天我们吃饱了，所以没有继续吃下去。虽然你刚才说你不能吃辣的，但是也太不能吃了吧？啊对，제가잘못먹긴해요。哈， <laughs> 하지만여러분들은동대문에서쇼핑하고오셔서맛있는음식드시면좋을것같아요。 <laughs> 今天的分享就到这里了，希望以后大家多多关注我们和订阅我们呢。 拜拜。